안녕하세요. 김현진의 그림 채널의 그림쟁이 김현진입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 영상의 제목은 풍경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영상은 매주 평일 12시 자정에 업로드 됩니다. Good morning. This is Kim Yeonjin, the painter of Kim Yeonjin's painting channel. The process of drawing is the scenery. I hope to see you. Videos are uploaded every weekday at 12 o'clock midnight. 유튜브 김현진의 그림 채널은 그림만 그리는 과정만 하고 완성후에 사진만 보여드리고 내립니다. 영상은 매주 12시, 자정, 이고 방송은 매주말 12시, 정오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하여 주시면 최신의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김현진의 그림 1, 2, 3 유튜브 채널 YouTube's picture channel shows only the process of drawing a picture and only shows the picture after completion. The video is at 12 noon every week and the broadcast is at 12 noon every week. We hope to hear from you on YouTube. Subscribe and set up notifications to see the latest picture. Asterisk carrot carrot asterisk picture 1, 2, 3 YouTube channel.